매출 다 꾸며야지. 너무 귀엽지 않니? 이번 경기장은 블록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아실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거기 형 아,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, 사실 이거는 저희가 동품미로 활동했었잖아요